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든 문제를 판결하는 롤판사 당군입니다 오늘도 애매한 사연 또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연들 저희가 객관적인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롤판사 클템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 이 DCX 파일을 진행할 때만 해도 아 이거 맨날 유죄만 주고 어, 판단도 좀 애매하고 왜 그러냐 이런 의심 어린 어떤 눈초리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뭐 최고다 객관적이다. 정확하다 <laughs> 이런 얘기가 대다수예요, 그렇죠? 대다수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죠? 아,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제작진이 뭐 이렇게 사연을 보내와도 어.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뭐 제작진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직함을 말씀해주시면 기본 두 세 티어 정도는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고요. 또 미녀분들 같은 경우도 사진 첨부를 해주시면 또 두 세 티어까지 그, 그,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부남만이에요 아니 아이돌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전 AOA 좋아합니다 싱크해 언제쯤 어, AOA야 싱크해 진짜 언제쯤 AOA AOA 아니 저 좋아? <laughs> 아니 왜 그러... 좋아 맞아? 아니 초아 씨 좋아합니다 아 좋아 아니면 음. EXID의 소희진님의 기가 막히더라고 메인은 좋아하지 않네 약간 좀 쩌리들 쩌리들 쩌리들 아, 쩌리들 이거 방송국 아니 쩌리가 아니라 <laughs> 써보세요, 써보세요. 아, 이거는 방송에 도저히 못 쓰겠네. 음. <laughs> 너무 위험해서.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아, 이 사연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굉장히 보고 싶어지는 아, 그런 사연인데 우선 사연부터 제가 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쓰레쉬 서포터 저희 팀 원딜은 이즈리얼이었습니다 상황은 바텀 교전에서 저희가 이겨서 룰루를 잡은 후에 발생했습니다 서로의 원딜의 체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그레이브즈가 체력이 없길래 혼자 잡아보려고 사용성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이지리얼이 무리하다가 그레이브즈에게 죽고 결국 저까지 죽게 됐습니다. 그 후 이즈리얼이 자신의 체력을 보고 끌라며 저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전 정말 억울합니다. DC <laughs> 판사님들이 꼭 좀 판정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그러니까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쨌든 간에 바텀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치 싸움에서 밀리는 바람에 팀원들한테도 같이 욕을 먹었다는 네. 것 같아요. 네. 결국 근데 룰루까지 잡았다. 요거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예, 좋았는데 예, 이겼다고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레이브즈에게 더블킬을 내주면서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직접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바텀에 이즈료와 쓰레쉬 비오고요. 상대는 그레이브즈와 룰루 그리고 성장 정도 같은 경우는 뭐 2대 2 그분은 3, 3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 쪽이 조금 더 지금 타이밍에는 데미지만 잘 넣으면 셀 것 같긴 한데 그 대신 그레이브즈는 소환사 주문이 아까 없었어요 음. 회복, 전멸이 다 없었고 룰루 같은 경우는 소환사 주문 다 있고 이즈리얼은 소환사 주문 다 있고 그리고 스레쉬는 와드를 설치하고 다시 바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쓰레시도 소환사 주문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사연 보내주신 바텀 쪽에 소환사 주문이 무리한 상황이라 음. 어, 싸움 자체는 각만 잘 잡으면 충분히 해봄직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자. 아 상승호 빗나갔고요. 그래도 싸워보자. 아주 탈진 타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 군과 뒤로 긁어주는 것도 좋았고 음, 정조준까지 좋았습니다. 완전 다 좋았어요. 자 이제 룰루까지 잡아내고 어. 이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순간 폭대이 터지면서 이즈가 뒤로 빠지고 쓰레시가 어, 그냥 여기서 그냥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안 됐고 잡을만 한데 그래서 오. 정렬 어. 예측 상황 선고까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어. 아 이지려 죽고 여기서 더블킬 어. 발생 이 상황 때문에 스레시와 이제 지리얼의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즈리얼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지금 한대 체력인데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음. 호응하려고 하다가 나까지 죽었다 음. 팀원들도 그거를 뭐 듣고 있다가 어말 들어보니까 쓰레시 잘못이네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죠? 그렇죠 쓰레시는 억울하다 네. 어, 이런 입장이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소환사 주문이 그부 쪽이 없는 상황이라 충분히 해봄직한 싸움이었고 그부 쪽에서 사형 선고가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쓰레시의 전 스킬 활용이 진짜 빛났던 것같고 어, 탈진 활용도 굉장히 좋았고 쓰고 뒤로 긁어주면서 그리고 룰루도 굴도 감아치고 이즈리얼도 바로 좋았어요 또 완전 대박 여기까지 완전 대박이에요 그렇죠 진짜 최고예요 자, 이후의 상황인데 여기서 이즈리얼이 좀 맞으면서 회복까지 썼습니다만은 어, 아까 확인한 바로는 제가 체력 2까지 내려간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이즈가 잡혔어도 이상하지는 않은 장면이었고 그렇죠. 이즈가 무빙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데 그부 데미지에 너무 정직하게 맞으시는 바람에 근데 또 여기서 예측 사용 중 이거 너무 멋졌어요. 와. 포타 한 대를 맞네요, 쓰레쉬가. 그런데 뒤에 있던 이즈리얼이 이게 중요합니다. <laughs> 어, 쓰러지는 장면 좋았어요. 음. 이즈리얼을 잡음과 동시에 위험한 게임이 발생되면서 그브가 체력이 찼어요. 아, 체력이 살짝 찼군요.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 같기도 해요. 이즈리얼이 진짜 한대 체력인데 걸어오다가 허무하게 네. 죽었거든요. 그레이브즈가 지금 이즈리얼을 노린 것인지 쓰레쉬를 노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애매해요. 네,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상황이 동일하고 동 그 이즈리얼만 안 왔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음. 나머지 상황이 동일하고 그렇죠. 이즈리얼만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스킬이 그래서 그레이브즈 날리는 스킬이 빛나게 되는 거죠. 쓰레시가 딱 피하거든요. 그렇죠. 살짝 피해요. 그리고 이즈리얼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이제 뭐 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체력도 이 상태로 고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쓰레시가 한 대를 더 친다고 딱 가정을 하면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군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 여기서 사실은 그레이브즈는 전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레이브즈가 물론 저는 뭐 뒤에 있는 이지리얼을 보고 스킬을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번엔 이지리얼 좀 느낌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음. 이지리얼이 당군형이 몰입해 보세요 아왜 하필 이지리얼이 납니까? 내가 이지리얼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쓰레시가 끌었어 그렇죠. 일단 호응하러 가는 거 자체는 아 좋았죠 좋았죠 그건 가야 되죠 가야죠 저도 가야죠. 동의합니다 추한 대라을 맞춰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즈레얼이이즈레얼이 조금 더 쓰레시 뒤쪽으로 안전하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왜냐면 스킬 각이 안 나와요 민연에게 맞게 되는 각이거든요 너무 너무 이렇게 걸어가봤자 그구 입장에서 때리기도 너무 편하고 그거는 소환사 주문도 없고 이미 스킬에 걸려있어서 몇 초 동안은 고정이 되거든요 저위치에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시의 멋진 슈퍼플레이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쓰레시가 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즈리를 차례리 오지 않거나 그렇죠 예. 오, 왔더라도 오히려 좀 무빙을 우측으로 해서 스킬을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그레이브리까지 잡으면 정말 해피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 쓰레시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솔로케 각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각은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솔로키의 각이죠 말 그대로 결국 사연에서도 예. 우리 팀 이지렬이 무리를 하다가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말과 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 이지를 우리가 안 왔으면 내가 솔킬 내고 그냥 우리 해피하게 끝나는 건데 괜히 와서 체력 채워주고 그러니까 쓰레시도 원래 전멸 사용 선공못 맞추고 한 대 체력까지 안 깎아놨으면 이런 얘기 자신감 있게 못했을 텐데 어디 했으니까 해놓고 보니까 대만 어. 말안 봤으면 됐겠는데 넌 솔로킬 낼 생각이었어요 음. 약간 이렇게 결과적으로 채팅을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드는데 <laughs> 예. 어쨌든 쓰레시님이 어떤 그 한타에서의 그 2대1 싸움에서의 집중력과 아, 그 마지막 예측 음. 사용 선공로 봤을 때는 확실히 쓰레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즈리얼이 니제다 그리고 같이 정치한 쓰레시한테 정치한 나머지 팀원도 유죄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이즈리얼을 잘못이자 이건 잘못이 맞다. 그리고 쓰레시는 무죄다. 네,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에 저희가 또 어, 등급을 매겨서 상품권을 선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멋졌어요. 굉장히 멋졌다. 그래서 네. 등급이 사연의 등급 플래티넘 드리겠습니다. 플래티넘! 네. 와, 이분이 원래 또 플래티넘이시거든요.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음... 되게 멋졌고, 예.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무제도 받으셨고. 아 그럼요 이런 사연이 흔치 않거든요 진짜 억울했던 거예요 저희도 이런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저희라고 뭐 항상 유죄 드리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네, 저희 뭐 그렇게 저희 유죄 드린다고 저희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플래티넘이면 상품권이 몇 개죠? 상품권이 네장이죠와 기가 막히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걸로 RP 충전하시고 재밌게 리그 오브 레전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DC 엑5